and I know You're out your mind and you're insane I'll never claim to know what's in your brain You've been through so much so I'm sure you'll make it through this too God damn it please take everything will not be so good so soon So hang 미야 잘 거야? 아이고 이뻐 진이야 네? TV 켜줘 그래서? 진이야 잘죠? 한국 경제 TV 틀어줘 어, 국제 화합 대학과 한만 진이야 SBS CNBC 틀어줘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기사는 매일경제신문입니다. Global signs. Until we next meet, please be healthy and be safe. Thank you very much. 쌤이야 아이고 좋았어 아이고 좋았어 저 수학점 어디 갔어 Mm-hmm. 그리고 사실 뭐 최근에 사람 출신에서 맡았던 사건 중에 시원해 보을 압박할 정도로 덩어리가 큰게 있었다는 날씬한 기술에 불안했었겠죠. 그에 비해 결과는 미미한 남자의 그려 아들이 그 남자에서도 완전히 모르긴 어렵겠네요. 남자의 그 지금 말씀드리고 Shapeless in space, colorless and small. 담비야, 오늘 고소도 잘 I spent the day haunted by your sight, away. just namelessly hung on the tip of my tongue in a silent remark. Mm-hmm. Mm. 연예인들 잘 모르는데 박도 하 씨는 압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니저잖아. 너 엄마. 그게 재밌어? 어나 괜찮았어. 주연은 누구야? 아직 확정은 뭐 아닌데 박도하고 음. 너 박도랑 친해? 친하지. 아니 사배우님. 30분 내로 우리 동네 카페로 와. 지금 어, 밥 먹는 중인데. 그래 나쁜데? 음. 나 캐스팅했어. 얼굴 여기까지 보여줬으면 다좋았어그 순간 네가 있어서 감사해. 가자, 94. 어디? 진짜 한번